틀어놓고 바로 하지 말고 누른 다음에 빼고 내로 나고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잔 여자애들 기정을 싸나오고 음. 아 그때 일단 막상 오면서 뒷고기 먹었네 어린 애들 누가 있던데? 라면 양이 뭐야? 라이 다른 영화 영상으로 공개구는 다 먹고 하나요? 자막으로 써라 <laughs> 그냥 자막으로 쓰지 말라고는 안 하죠 <laughs> 공개권 써줘 밑에다가. 오라리 너무 써줘야 돼? 너도 왜요?